빈티지하면서도 엣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<laughs> 슬레이트 즐겼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My 10 Favorite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쫄병스낵. 쫄병스낵입니다. 매콤한 맛. 어, 매운 걸 원래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먹으면서 할까요? <laughs> 배가 고파서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서 원래 촬영 때 잘 물 못 먹어서 쫄병 스낵 제 가방 속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의 파우치 이걸 제가 직접 짰었어요 저의 제일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실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올 초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모자도 뜨고 파우치도 뜨고 제가 직접 만든 저의 보라색 파우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, 여성용품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릴 순 없겠네요 <laughs>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애템은 역시 넘버 파이브 샤넬 향수이지 않을까요? 어? 어?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 책을 꺼내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문구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온 말 중에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무라고 생각한다 라는 듯한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로마 오일이에요 뭔가 촬영이 굉장히 많거나 피곤할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음, 이렇게 한 다음에 목 뒤에도 바르고 냄새를 한번 맡으면 이제 안정이 되죠 오징어 게임 제가 나오거든요 <laughs> 지영이랑 새벽이 씬 <laughs> 황동혁 감독님 감독님이 이제 초반에 제가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었을 때 나는 너가 이미 새벽 이기 때문에 널 캐스팅했어 넌 충분해 라는 말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엽떡? <laughs> 아, 나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했어 어, 구운 오징어 버터에 구운 오징어 요즘은 맥주가 좋더라고요 프레임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하는 건 화투, 맞고 주로 합니다 아, 못 먹어도 고. 못 먹어도 고. Now you got me buzzing music, come and feel it in my fingertips. Your baby, you save me. 아, 인서트 잡으셨나요? 아디다스. 정말 지금 이거 한 달째 안 바꾸고 이 신발만 신고 있어요 어,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일단 이 디자인이 딱 제가 좋아하는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엣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<laughs> 이런 패션 용어들 참 어렵죠?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<laughs> 아, 제 좋아하는 공주도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인어공주야 <laughs>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, 물을 되게 좋아해서 물에 사는 공주가 누구지 해서 인어공주였던 것 같아요 샤넬 뷰티와 함께한 마리끌레르 11월 옷 촬영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마리끌레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